이젠 꼬부닥지 매미가 됐어요. 거지럽게 일본어는 미시겐 거라 박아요로 님이 시비는 말고 아니 완전 귀여워 さあ、ロハンこれ何これ誰にあげるの 어 いい子 이거 뭐 おばあちゃんにあげるんじゃない 할머니 로안이 오늘 할머니랑 친해지는 날이야 잉? 저번에 왜 그랬어? 왜 자는 척해? 오지게 꽃타버려 <laughs> 네, 유카도 오늘은 로한이랑 둘이 할머니랑 친해지는 날 예. 그리고 오늘은 추석 전에 미리 음. 인사드리러 자 가보실까요? 예. <laughs> Oh no! 그치? 매운 거. 이럴 때 나무 외이심에 담가라고. 음. 할머니. 할머니. 승환이 승환이. 네. <laughs> 할머니 승환이 승환이. 그때 막모이면안 된대 그래가지고 미리 왔어 아니 결혼한다 하루 시저 매일 집 아이가 없죠 아... 가면 막 거기 수댕이 하루에 음. 결혼한 아이가 없죠 아이고 야이 낯선 대판 이거 이번 느낌은 뭐 그러게 그때도 자는 척해서 응. 왜 자는 척해? 자 오늘은 <laughs> 이제 그, 저 로한이 할머니랑 친해지는 날 어? 어? 아! 오! 지금 꼬부닥 꼼짝네 하는 게 매미, 매미가 됐어요 가만 들어볼게 아이고 할머니 어디 가니? 할머니 나 돈이 없다 이것도 아니 아니 할머니 못 아니, 사줘요 아니. 아기 조개 아, 아기 <laughs> 아기면 자 로아 이건 뭐야? 로아 이거 뭐야? 다섯 요거 먼저 할머니 만 원만 줘 만 원만 아이 만 아이 아이 아이 할머니 만 원만 할머니 만 원만 아이 자 어머나 감사합니다. 응, 착하다. 그는 막 남편 섭섭해요. 아, 그는 저 뭐냐, 이거 로 로한이가 샀어. 로, 로한이가 로한이가 할머니 착하다. 응. 먹을 수 있을까나 이런 거? 이런 거. 자 로아나 돈 받았으니까 할머니한테 절하자 일로와 응. 자 추석이는 자다 해봐 일로와 이놈 새끼들아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야야 로아니 절해 빨 할머니한테 로아나 뭐 할머니 로아 자 이거 착하다 아이고 예쁘다 작다. 아이고 작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작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이나 거부된 사람 좀 방도 전화 먹는지. 방부자 아무리 해보자. 이거 나오나 돼.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만 떠난 거. 천하나 음, 그 할머니한테 사랑해요 해봐 음. 사랑해요 no. no. 할머니 사랑해요, 왜? <laughs> 이건 나쁜 한보이잖 성기도 야 이나저는 저 함덕 시운으로 응 낫죠 또 저순이 나도 이 황당하는 나 미시가 오게 얼마나 공부는 거고 음. 어디가? 할머니 네. 말씀 들어야지. 일본은 그냥 못 감기 그냥 아, 네. 병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어. 코로나랑 이거 지금 장인 어르신데 애기 못 본 지 지금 몇 네. 년이요. 네. 저거 보구정님 쪽에 막 털에 젖은이라도 그냥 왕왕왕왕 해놓나 가잖아 막 그냥 이 30년 아침에 누가 되면 아주 없거든요. 아이고 저지간 보라 저 것이 그 끝까지 온거 있다. 똑같은 거 있죠. 그거 안 쓰는 거다. 먹으라다. 할머님 드세요. 루아나 일로 와. 빨리 와 이놈아 할머니. 아야극증아 이거 오늘은 어, 맞아요. 할머니랑 친해지기 위해 왔어. 할머니랑 루아니 친해지길 바래. 루아나. <laughs> 사랑해요. 오늘의 목표는 루아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 뭐야 오늘 추석 때 할머니 응? 할머니 햄버거 좋아해요? 아 햄버거? 다다음 주에 한번 할머니 <laughs>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어요. 이거 할머니 사랑 반갑습니다, 네, <laughs> 할머니. 자, 로한이가 나왔 자, 로한이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자, 로한이 할머니 사랑해요. 로한이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응단편이 응단응단편로한 암만 둥글게 웃음이 아니나다. 하늘로나 무심이나 경거라나 지나가려는 널도 오지 아이 그난 그만 죽은 거 늙어가는 별병이쌓이는 얘기하는 벨뱅이 음. 그럭저럭 갱신해 어떤 그게 영원아 사람 오라 영원하냐 그 시간 죽이려 싸운데 너 걸려 그말 걸어나고 무시게 다시 걷도 못해라 전 <laughs> 아, 못 알아. 이디엔디 이디엔디 이디엔디 승아나 무시가 해연 사람디 뭐 하면서 사니 우리 아 우리? 어 그럼 한번 설명해 줘봐봐 오... 영, 영상 제작 영상 제작?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쓰나? 아! 몰 네.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지 마세 아, 제주도 운안에 조천읍에 어디 할 거냐는 여기 터을 보라는 커난 할머니 안녕 아이고 할머니 안녕 그렇지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 뭐 그냥 너네 들령 만나 오갸 오갸 오갸 아이고 어? 그 노랑이 많이 친해졌네 두번 하니까 이제 음 자주 와야겠다 진짜 그치? 로아나 로아나 아이고 로아나 어디 있어? 로안 듣고 로안 듣고 로아나 어디 어 일본말로 배워준 비. 네, 저는 일본말 하고 오빠는 한국말로. 근데 이상 상태라서 말하고 있는데. <laughs> 늙은한 사람 원천에 원필된 거라서 못다 그러는 일본말 학교니 음. 학교에 가도 가고 오는 말은 허연 생겼지만 이제 못해요. No. 아이고 이리 와. 얼마나 아, 좋겠다. 이젠 일본 사람도 다른 거 하나씩 좋아하냐기. 걔도 좋아해 또. 걔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지. 한국 사람은 다좋아하는다 나는 안 좋아하는데 음. 근데 이제 미국 사람 좋아하더라고. 음. 음. 동고? 동고? 동고하는 거 좋아해? <laughs> 단거 단거. 단거. 아 동. 동고를 자꾸. 엄마의 문어. <laughs> 엄마. 이때좀막 샀죠? 그거 좋아 넣었던 거 음, 재생이 잘안 되나 보다. 음. 음. 음. 저도 뭐 너? 왜왜 진짜로? 야. 지금 할머니 앞에서 그게 할 얘기야 말이야. 할머니 뭐라 해 할머니. 어린 놈 새끼. 하면서. 아니 어린 놈 새끼가. 이놈 새끼 뭘뭘 알아? 알지. 네, 왜냐면 많이 쓰거든요. 네 맨날 안놈 새끼. 나 맨날 때리고 그래. 일본말로 미시간 네. 걸로 박아요로. 님이 시비는 말고. 나라가 너알아어 아니 뭐 모르겠는데 어. 그거 <laughs> 어떤 열이 미친놈아 아직 몰라요 저는 다 알아 다 알아 아니요 아이고 나중에 햄버거나 할머니 뭘 아, 좋아할까 먹어? 너네 널 음식 어쩌긴 하냐고 아이고 그 음식 먹으려고 그 먹을 것만 생각하고 엄마 닮아가지고 진짜 똑 닮아가지고 먹을 것만 생각하네 언니 노아리 꾹꾹 노아리 꾹꾹 말라 말라 할머니 하나 드려 드세요 그렇지 이거, 아, 아것도 뭐, 하나 더 줄래? 자 하나 어, 둘셋 어, 너도 한번 먹어도 딱맛지 아 얘 꽤꽤 어? 있어 할니 여기 음. 뭐 약간 아, 좀막 어. 산사태 알, 할머니 알아? 산사태? 막 흘러내려 흘러내려 자, 많이, 아, 자 카메라 인사하자 자, 자, 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자 대너 네, 사랑해요 자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 맞아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할머니 하이파이브 그치? 할머니 <laughs> 안녕 네, 요거를 할머니 안녕 문 열어 응 할머니 안녕 그렇지 아유